나한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소리 질러 목소리가나 알아보는데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멀어만 가 그래도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 딛고서라도 잘게